좋아요와 구독 아! 오겠지?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내 옆에 하나 창고로 들어가서 죽여버릴 거야 따라와 총, 총, 총, 총, 벡터. 어. 총 먹었는데 왜 도망가지? 저게 피... 빵발이다 와 총알 많은 줄 알고 따라왔는데 아 M16이라 도망갔네 역시 믿고 거르던 똥16 가야돼 잡았다 벡터 벡터야 조심해야돼 나이스 킬러고 뜬것 같은데? 실화야? 음 나는 개인적으로 AK가 더 좋아 그로자보다 내가 대충 그래도 반동이 어떤 느낌인지 알고 있었는데 그로자를 많이 안 써본 건 있는데 또 이거 너무 뭐가 레이저가 이거 뭐지? 레드시 좀 더 높이 있는 느낌도 들고 그냥 반동이 가끔 안 맞아서 그러니까 어, 안, 많이 안 써봐서 그런 것 같아 해자 50개 감사합니다 먼저 자유 물결표 물결표 와 그러자 개쎄다 해자겐이 50개 감사합니다 던질 게 하나도 없네 하면 발소리 하나 더 들은 것 같은데 와 그러자 반동 어, 괜찮은 건지 모르겠네 긴가인가해 아, 발소리 하나 더 들은 것 같았거든 유튜브 많이 올려줘요 안 올라오니까 방송 보러 오잖아요 그래서 안 올리지 방송 보러 오라고 <laughs> 앞으로 조금씩 업로드 올라갈 거예요 야 이건 좀 심했다 그거 스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천개라고 일단 고하긴 하는데 이클립스의코님 별풍선 다섯 개 감사합니다 말해 뭐 뭐해 하실래요? 스톱하실래요? 말해 뭐해 go go go. 그리고 아무도 안 쏠 거야 내가 해보니까 top 10에서는 내 위치를 아무한테도 안 알려주는 게 좋아 사운드 막루가 올라온다 자기 용해야 돼 이렇게 안 쏘면 없는 줄 알 거야 잡는 것도 나쁘진 않겠는데 야 그냥 이용하자 그냥 아! 반놈 って 1대1 돌에 있다 하나 둘 셋 아닌가? 잘못 봤나? 잘못 봤나? <laughs> 아 저기 있나? 아 나본 거 같은데 나 수류탄 조심 나무 있다 나무 불 붙었다 나이스 와나 엄청 잘한다 나이스 Never underestimate the power of the scout's code code code two three four code code 맞죠 피아노 솔립세이코님 별풍선 600개 아, 감사합니다. 은행 감사합니다. 시스템 작업으로 괜찮아요. 지금 안 되니 아, 나중에 주셔도 돼요.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에클립스에코님 600개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감사합니다. 하트 감사합니다. 에클립스에코님 미션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삐다늘님도 감사합니다. 만세